음, 어떤 걸 먹지? 충격. 이렇게 마늘을 볶아줍니다. 마늘을 어느 정도 볶아주었으면 아이고 팔 저는 왼손잡이었어요아 왼손으로 하는 게더 빠른데 우와 어, 자, 이제 어느 정도 잘라졌죠 여기에 그냥 밥만 먹어도 사실 맛있을 비주얼이지만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 완다 뭐 볼까 음. 맛있을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낼수 있습니다 <laughs> 바들바들 불을 올려서 이렇게 소스랑 섞어줄게요 파스타 파면이 있으면 파스타면을 삶아서 해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집에 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밥을 섞어줄 거예요 <laughs> 밥추아 밥을 썰어줍니다 오늘 하루 파운동 끝. 음. 무슨 소리지? 그냥 아, 노래라도 불러야 이 지루하고 힘든 게 사라지지 전날 제육볶음을 많이 했다 많이 해서 좀 많이 남았다 아 근데 마침 우리 집에 크림소스가 있어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해주세요 오 이거 진짜 특이한데? 짜잔! 완성! 후! 신랑은 지금 컴퓨터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맛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real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아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에이? 뭐? 에이? 뭐, 에이? 이렇게 했었 아직 이게 맛있는지를 몰라요 뭔가 똑같지만 치즈가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근데 냄새가 약간 음... 아, 냄새가 이게 올갱이국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올갱이국? 올갱이국 냄새가 기도 조금 남잖아요. 39. 냄새는 끝내준다 진짜 냄새 네, 괜찮아? 응. 음. 된장 냄새 안 나? 계속 기다렸다 냄새가 좋아가지고 아 진짜? 응 음. 뭐가 음. 한번 음, 음 두부찌개 냄새 같기도 하고 먹어봐 먹을게 음 맛있지? 음 약간 성주국 냄새 안 나나? 음 성주국 냄새도 나고 음 맛있다 음. 성주국 냄새 나지? 여기 어, 밖에서 사는 그 리조트 같은 그런 리조또? 응, 응 그런 느낌이네 음. 좀 싱겁나? 아니 맛있어 싱겁진 않아 맛있네 응 생각보다 괜찮지 막 처음에 두루치기랑 해서 는데괜찮 음. 음. 맛있다 단짠 조합이 진짜 좋은 거 같다 그지? 음. 음. 엄청 꿀떡꿀떡 먹을 맛 아니야? 계속 먹겠는데? 그지? 맛있지? 그럼 잘, 맛 너무 맛있게 잘해가지고. 응. 음, 너무 가식인데. 가식이라고? 응. 음. 에이, 뭔 가식이야. 가식이라. 아, 야, 평소에도 이렇게 하잖아. 표정이 가식이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이상해? 아니, 맛있게 이상해. 그래. 맛있게 이상해? 응. 난 자기가 이상해. <laughs> 어, 진짜 괜찮다. 응, 진짜 맛있어. 어, 가식이다. <laughs> <laughs> 테니까 내가 해준 거 중에 응. 음. 베스트 이야기해봐. 베스트? 베스트 제일 맛있었던 건 뭐야? 제일 맛있었던 거? 소야. 두 번째 했던 소야. 첫 번째 했던 소야. 아, 아, 아. <laughs> 장난해, 장난해, 장난해, 장난해. 아니다, 장난해, 장난이다. 장난해, 장난이다. 응, 장난이다. 시끄럽네. 다 맛있던데 어떻게 그 점수를 매기는 근데 둘 다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나만 그래 느낀 거 아니지? 계속 먹겠는데? 응. 계속 먹겠는데? 응. 왜 줄어들지 않지? 계속 밥만 가지고 <laughs> 안 먹지 이제 <laughs> 아니야 생각보다 아, 배부른 스타일이네 얘가 그지 아, 맛있는데 아, 배부른 스타일이네 맛있는데 응. 배가 부르네 그지 그지 감자 그지 감자 <laughs> 그지 그지 감자 어, 웃겼지 아, 맛있, 맛있는데 응. 배부른 스타일이네 뭐지? 뭐지 감자? 뭐지? 뭐지 감자? 남김이 축하 오빠한테 이거 좀 더 먹으라 했는데 실패네 안 되겠네 미안하지만 줄어들지 않아 무슨? 밥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기 죄송한데 컷 할까요? <laughs> <laughs> 이거는 저녁에 먹는 걸로 짜잔 네. 예, 예. 진 디저트 타임 오늘은 이게 신랑이 어제 신상 CU 마카로 신상이라고 사왔더라고요 원래 이런 걸잘 사온 스타일이 아닌데 딸기 마카롱입니다 한번 같이 그래서 먹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은 뭐부터 먹어볼까 당연히 마카롱이죠 자기 요거 먹어보고 나도 요거 먹어보고 하나씩 먹어봅시다 맛을 음, 어떤 맛인지 짠! 음, 짠! <laughs> 어, 네, 앞니. <laughs> 음. 이게 무슨 맛이랄까? 이게, 이게 무슨 맛이랄까? 다음 두 번째 마카롱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무슨 맛인지 안 나오는 스타일인가? 딸기 맛이지. 딸기 맛중에서 무슨 무슨 딸기 맛, 무슨 딸기 맛. 쫀득한 딸기 맛. 쫀득한 딸기 맛. 아니 뭐 크림치즈 딸기 맛. 아니 그냥 쫀득한 딸기 맛. 안 먹어보세요. 똑같은데? 이게 약간 맛이 좀 두 번, 이게 좀 덜하다. 첫 번째 우리 먹은 거보다. 음. 얘는 더 아무 맛이 안 나. 내 스타일. 그치? 음. 세 번째 거 저는 먹어볼게요. 네, 다 먹어야 되나? 흔들어야죠